음악으로 농담이 가능할까요? 악보 거꾸로 보신 할아버지나 톰과 제리의 콘서트 같은 거 말고 진짜 음악만으로 개그를 할 수 있을까요? 클래식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진심으로 작정하고 개그 음악을 만들었습니다. 바로 음악적 농담이라는 곡인데요. 이 음악 속에는 실수하는 연주자들과 실력 없는 작곡가, 또 엉터리 앙상블 등 여러 재미난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.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모차르트가 이 곡을 통해 형편없는 음악가들을 풍자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. 모차르트가 정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 곡을 썼는지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왠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이상하게 시린데 맞는 것 같아 그냥 심심풀이로 만든 음악이면 한 4, 5분 정도로 끝날 법도 한데 무려 20분 분량으로 만들어진 그의 진심 가득한 장난곡 천재 중의 천재 모차르트가 만든 개그 음악에는 어떤 웃음 포인트가 있을까요? 이 음악은 시작부터 잘못된 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대부분의 음악은 4마디 혹은 8마디 등 짝수 단위로 구성됩니다.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마디는 강박 한마디와 약박 한마디 총 두마디가 한 세트로 묶이기 때문인데요. 이건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음악적 원리이기 때문에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에서는 여분의 한마디를 추가해 강박과 약박 처리를 정확히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음악적 농담의 이 첫 시작, 7마디 구성입니다. 무언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이상함 네 번째 마디가 원래 있어야 할 다섯 번째 마디와 겹쳐버려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진 것입니다. 하지만 이 정도 답답함은 앞으로 나올 악구들에 비하면 양반인데요. 이 곡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신기했던 건 바로 악기 편성이었습니다. 현악 사중주의 홀은 두 대? 현악사중주면 현악사중주지 왜 뜬금없이 홀은 두 대가 들어가 있지?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이 부분을 듣자마자 이거 하려고 넣은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었는데요 모차르트 시대의 호른에는 지금의 호른과 달리 음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밸브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연주할 수 있는 음이 한정적이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에는 크룩이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크룩은 호른의 관 길이를 바꿔주는 여분의 관인데요 크룩의 종류에 따라 호른이 낼 수 있는 음이 바뀌게 됩니다. 간단히 예를 들어 G 크룩을 장착하면 도미솔이었던 소리가 솔시레로 바뀌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연주해야 하는 음에 따라 크룩을 여러 개 준비해 필요할 때마다 바꾸면서 연주했는데요. 이때 연주는 제대로 했는데 크룩을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? 소리내는 모든 음들이 OMR 카드 밀려 적듯 모조리 뒤틀려 버릴 것입니다. 모차르트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잘못된 크룩을 끼워 넣은 혼돈의 홀은 연주자를 표현합니다. 이 정도 호른을 괴롭혔으면 이젠 놓아줄 법도 한데 호른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. 악보도 괴상하게 생긴 이 엄청난 길이의 틀이 현대의 호른이라면 쉽게 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호른은 아니었습니다. 트릴은 인접한 두 음을 빠르게 연주하는 건데요. 앞서 설명했듯이 모차르트 시대의 호른이 연주할 수 있는 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음들은 순차적으로 붙어있지 않고 띄엄띄엄 분포되어 있었죠. 때문에 인접음을 빠르게 반복 연주해야 하는 트릴은 지옥의 테크닉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원래 소리낼 수 없는 음을 소리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섬세한 기술을 사용해 겨우겨우 연주해야 했기 때문인데요. 그런 트리를 이렇게나 길게 그것도 이렇게 극단적인 음역을 골라서 모차르트가 얼마나 장난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이번엔 본격적으로 형편없는 작곡가들을 저격하는데요. 바로 이 푸가를 이용합니다. 푸가가 어떤 음악이냐면 이런 음악을 푸가라고 합니다. 푸가는 작곡가들의 기술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음악인데요. 푸가를 쓰는 기술이 뛰어났던 핸델은 2시간 분량의 오라트리오인 메시아를 단 3주 만에 작곡했습니다. 하지만 기술적인 능력이 없는 작곡가라면 단 10마디의 푸가를 쓰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요. 여러 성부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. 모차르트는 음악적 농담에서 푸가를 단 두 마디도 쓰지 못하는 미숙한 작곡가를 표현하는데요. 푸가는 성부가 늘어날 때 그 전에 있던 성부가 끊이지 않고 연주하면서 새로 나오는 성부가 얹혀지는 게 포인트입니다. 하지만 그 순간 화음도 신경 써야 하지 음영도 신경 써야 하지 모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지 생각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음악적 농담의 푸가는 원래 나오던 성부를 뚝 끊어버리는데요 음악이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뚝뚝 끊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참고로 모차르트가 말년에 구사한 기술적 능력은 이 정도입니다. 놀림 방해하지 뭐. 또이 부분은 미숙한 바이올린 연주자들을 저격하는 부분인데요. 바이올린의 고음역대는 워낙 간격이 좁아 틀린 음을 연주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. 모차르트 시대에도 클라이막스의 고음을 틀리는 짠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많았는지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자주 사용하지 않았던 특별한 음계를 사용해 엉망진창이 된 바이올린의 고음을 표현하는데요. 바로 반음이 없는 온음 음계를 사용합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장음계와 단음계에는 온음과 반음이 섞여 있습니다. 이 불규칙한 간격 때문에 음들 간의 위계질서가 생기고 음악이 생동감 있게 되는데요. 온음 음계에는 오직 온음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. 온음 음계 역시 굉장히 매력적인 음계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등장하면 아주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. 모차르트는 홀로 기교를 뽐내야 하는 카덴자의 클라이막스에서 이 온음 음계를 사용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틀려버린 부끄러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. 하지만 무언이 뭐니 해도 이 곡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음악의 엔딩인데요. 그래도 끝나는 건 제대로 끝나야 청중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끝은 잘 나겠지 라고 생각한 제 예상을 박살내고 모차르트는 이 곡의 마지막을 가장 현대적이고 충격적인 소리로 장식합니다. 바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조성을 동시에 사용하는 복조성을 사용하는데요. 호르는 F 메이저, 제1바이올린은 G 메이저, 제2바이올린은 A 메이저, 비올라는 E 플랫 메이저, 그리고 첼로는 B 플랫 메이저, 그야말로 뒤죽박죽 난장판인데요. 모든 악기가 다른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. 하나씩 따로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하나로 합쳐보면 농담 조금 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하지만 모차르트라면 왠지 너무나 즐겁게 작업했을 것 같은 오늘의 작품 이런 특별한 곡을 통해 모차르트의 장난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차르트 선배 이거 진짜 우리 놀리는 거 아니죠? 클래시타벅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